안녕하세요. 러블레터의 크리스입니다. 좀 오래간만에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일들도 있었고요. 어, 날이 더워지니까 <laughs> 저녁 시간에 좀 슬픈 얘기인데 제가 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어, 이걸 시작한 봄 때만 해도 저녁이 되면 뭔가 쌩쌩했는데 더위에 지쳐서 그런지 사실 제가 사무실이나 집이나 에어컨을 어, 에어컨을 조금 온도를 내려야겠네요. 지금도 에어컨을 이렇게 틀고 있음에도 하여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요즘 탁구 치다가 팔목을 다쳐서 운동도 많이 못하는데도 이상하게 조금 몸이 처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예. 자 서원이 길었는데 오래간만에 하는 변명이었고요 예. 우리 33번째 예. 30, 33rd love letter네요 영어 제목은 Death is gone for good. Death is gone for good. For good이 forever. 영원이란 뜻이죠. 예, 죽음은 영원히 사라진다. 오, 대박이죠. Death is gone for good. 자, 영어 힘드신 분은 for good. 이게 영원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과 함께 gone, be gone 이런 게 여러분 BPP가 수동태잖아요. 그 죽음은 사라진다. 영원히 사라진다. 요거를 하나 외우셨으면 좋겠고요. 예. 자꾸 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도 굉장히 어느 박사님이신데 국가기관의 박사님이신데 용어를 지도하는데 어, 문장을 많이 암기하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 정확한 문장을 누가 많이 암기하고 맘, 암기하냐의 싸움이 아닌가 뭐 영어 스피킹 시험을 보건 회화를 하건 뭐 이런 미천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암기를 많이 하는 게 좋은데 이 성경 영어 성경 고어체 영어 성경 핵심 문장들은 사실 너무나 영양가 만점에 예. 저는 의미 중심의 영어 지도를 하는 편인데 뭐 그런 거 인강을 나중에 과정을 다 찍게 되면 여러분에게도 제가 소개를 해서 예. 우리 학생들 중에는 제가 무료로 듣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 학생들 중에는 뭐 마루타로 테스트가 아니라 예, 열심히 할 것 같아서 잘 되면 이제 도움이 되었다고 뭐 후기 하나 부탁한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듣게 해드리는데 그럼 구독자분들께도 제가 소개를 드리는 때가 있, 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어쨌든 어 소원이 길었네 오랜만에 녹음하니까 뭐 근황을 막 얘기하고 뭐 자꾸 옆길로 살려고 하네요 한국어 제목은 죽음이 영원히 없어진다면 요런 제목입니다 내일 이제 우리 젊은이 예배 때도 요런 요 내용으로 사실은 제가 우리 학생들과 젊은이들에게 어,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미리 듣는 친구들은 기분이 어떨지 예, 미리, 미리 듣는 친구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자 요한 계시록, 요한 계시록 영어로 revelation이죠. revelation chapter 21 verse 4. 21장 4절. 자, 요거 이제 영어가 좀 되시는 분들은 요걸 외우셔야 돼요.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He will wipe all tears from their eyes, and there will be no more death, suffering, crying, or pain. He will wipe all tears from their eyes, and there will be no more death, suffering, crying, or pain. He will wipe all tears from their eyes, and there will be no more death, suffering, crying, or pain. 예, 조금 길죠? He will wipe all tears. 모든 눈물을 wipe, wipe는 여러 wipe 차 앞에 앞유리에 wiper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닦는 거. 예, 닦아주실 것이다. From their eyes. Their eyes, his people인데요. 그의 사람들. 예. 신과 끝까지 사랑을 나눈 사람들이죠. And there will be no more, no more. 더 이상은 아니다. 더 이상 없다. No more death, suffering, crying, or pain.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어하는 것들이 여기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거죠. 예. 여기 우리가 이제 주 메인 텍스북인 CV 이거를 외우시면 되고요. 어, The Message 번역본 우리 거의 그 부교재죠. 거기는 어, 조금 더 제가 앞뒤 문장을 예, 21장 4절 5절을 밑에 여러분 동영상 밑에 그 동영상 설명에 제가 띄워놓겠습니다. 어, 앞뒤 문맥을 읽어보시면 훨씬 여러분이 더 감동이 있으실 거예요. 거기 보면 제가 잠깐 읽어보면 어, 3절부터 5절까지네요. Look, look, God has moved into the neighborhood, making his home with men and women. 예. 그러니까 보세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moved into the neighborhood 어떤 동네 안으로 동네란 뜻이죠 neighborhood이 여러분 neighbor 이웃과 neighborhood 이 단어를 혼동하는 분들이 많은데 혼동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동네 안으로 이사를 오셨다는 거예요 making his home with men and women 어떤 예, 그의 홈을 만드셨다는 거죠 they're his people, he's their God 예, 이거 되게 이제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 거죠. 내 사람들이고 그들의 신이고 그들의 하나님이고 예. 어, 우리가 삶을 살수록 나의 사람들 이런 자꾸 이런 어떤 그런 그룹이 생기죠 사실 자기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요즘 인싸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인싸가 돼야 되는 곳이 신이 있다면 바로 이 어떤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신의 인싸가 되, 돼야 되지 않나. 아, 제가 준비하지 않았는데 내일 학생들한테 <laughs> 해야 되겠네요. 우리 젊은이들의 이 월드 아닌가요? 월딩이. 예. 신의 인싸, 신의 그룹의 인싸가 되는 게 영원한 로또 맞는 것이 아닌가. 예. 그리고 death is gone for good. 이게 여러분 The m 에서 제가 이번 어, 33rd 러블레터 제목을 갖고 왔네요. 예, death Death is gone for good. Tears gone, crying gone, pain gone. 예, 눈물도 사라지고 예, 우는 것, 고통도 사라지고 예, 이게 진짜 시, 사실이라면 여러분 이게 초대박 아닌가요? 예, 진짜 신과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이걸 믿기로 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페인, 고통의 순간, 눈물이 터지는 순간에도 사실 어떤 신을 끝까지 영어로 hold on to it이라고 그러죠. hold on to it. 붙들 hold on to 힘이 돼야 되겠네요. hold on to God. 어떤 신을 끝까지 hold, 붙들고 onto, onto도 계속 여러분 계속해서 붙들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 신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예, 인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지금 뭐 인간 목사, 인간 전도사, 인간 선교사 이걸 이것을 얘기 강조하고 싶은 것보다 신에 대해서 예, 어떤 하나님이 계시다면 신에 대해서 우리가 홀돈 투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오히려 목사, 전도사, 선교사 이런 부분 여러분 굉장히 성경에서 가르침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되게 깨어서 저 사람이 정말 성경대로 하는가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예,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칭찬 요한계시록의 서신서 예, 그런 서신서들에 보면 어떤 성 어떤 교회의 성도들 칭찬할 때 너희가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분별을 했다 이런 칭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 그런 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요즘에 어, 재밌는 드라마가 없는 것 같아서 안 보다가 구해줘 2라는 OCN에서 나오는 드라마를 꼭 챙겨보고 있습니다. 본방사수가 11시에서 늦게라도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아트! <laughs> 여러분, 러블레터. 준비해야 되는 시간에 구해줘를 제가 봤었다는 것이 <laughs> 들통이 나버렸네요, 여러분. <laughs> 어, 어쩌죠. 예. 힘들어서 봤어요. 저도 쉬느라. 근데 그 드라마가 좀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사이비 그 사기꾼이 사이브, 사이비 교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이비 장로 역할을 하면서 순진한 목사를 깨워가지고 어떤 그 마을의 보상금을 가로채면서 하여튼간 참, 근데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그 드라마를. 근데 이제 그 순진한 시골 사람들이 이제 다 속아 넘어가는데 그, 그 사기꾼을 알아본 사람은 정말 감옥살이를 했던 그 동네의 난봉꾼 젊은이에요. 사기꾼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촉이 온 거죠. 그래서 그 오히려 그 마을에서 아주 troublemaker인 그 난봉꾼 젊은 남자애가 주인공인데 그 친구가 목숨 걸고 그거를 비밀을 파헤쳐내는 so interesting. 굉장히 흥미로운 스토리입니다. 예. 저희가 꼭 그 구해줘 2 광고하는 사람 같네요. 예. 어, 그래서 제 어제 제 친구한테는 그거 심심한 보라고 근데 친구가 워낙 어떤 월커홀릭이라서 일 중독이라서 그걸 볼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 <clears throat> 자, 그러면서 Revelation 21그 chapter 21 3절 5절 뒷부분에는 더 메시지 여러분 그 밑에 띄워드린 부분 제가 조금만 더 읽을게요. Look, I'm making everything new. 자, 이것도 따로 외워도 충분한 너무나 중요한 문장이에요. Look, I'm making everything new. 모든 거를 새롭게 여러분 비동사 다음에 동사 인제가 새롭게 만드는 중이다. 진행형의 뜻으로 가장 생생한 표현으로 많이 쓰이지만 어, 가까운 미래의 뜻도 있어요. 예, 그래서 만들 거다, 곧 만들 거다, 가까운 계획 이런 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나 슬프게도 그러니까 신께서 이 세상을 정, 정말 만들었다면 이 세상이 너무나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다를 대로 달았다고 할까요? 예,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느끼실 거예요. 예, 갈 때까지 갔다고 할까요? 예, 자연도 신음을 하고 있고 예, 그 안에 사는 인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이 새롭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어떤 declare 어떤 선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 음, 정말 웅장한 선언입니다. I'm, I'm making everything new. 예. 자, 이거를 외우기 전에 우리가 또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어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정말 사랑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눈물 지을 때 되게 안타깝잖아요. 왜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눈물 흘리게 되는 문제를, 고통을 해결을 해주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아무리 원함에도 나의 능력이 부족해서, 구체적으로 나의 어떤 시간이 부족해서, 또는 나의 체력이 부족해서,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예, 어떤 IQ가 <laughs> 부족해서 그러니까 뭔가가 부족해서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 뭔가가 부족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음, 아주 비관적으로 슬프게 얘기하면 우리의 인간들의 인생은 어쩌면 그거를 계속 반복하다가 예, 한숨 쉬고 눈물 흘리고 안타까워하고 고통스러워하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인생 같기도 해요. 참 오늘 참 너무나 시작이 어둡네요. 기생충이란 영화 저번에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이런 모습을 극사실적으로 예, 굉장히 dramatically 굉장히 극적으로 보여준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예. 어, 그 영화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인간이 맞게 되는 가장 큰 슬픔과 고통은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 제목이 영원히 죽음이 뭐였어요? 한글 제목이 죽음이 영원히 없어진다면 이 제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우리에게 가장 큰 슬픔과 고통을 주는 죽음이 어, 기생충이란 영화 속에서도 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게그 사람을 사랑했던 또 한 인간을 미치게 만들어요. 거기서는 이제 배우자나 가족이었죠. 자기 딸이기도 하고 송강호 씨 딸이기도 하고 예. 영화를 안본 분들한테 좀 스포해서 죄송한데 예. 거기서 그냥 꼭지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뚜껑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비이성적인 쉽게 복수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죽인 사람을 나도 똑같이 안 갚음하려고 하죠. 그 마음은 누구나 여러분 갖게 되지 않겠어요. 그 상황에서 저나 여러분이 그 상황이었어도 그거를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예. 특히 이제 그 영화 속에서는 거의 everything이죠. 예. 그 죽었던 그 상대가 어떤 왜냐면 그 가족들은 너무나 가난하고 정말 가진 게 가족들 상대밖에 없는데 그 가족이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게 제정신이겠어요? 그 상황에서. 예. 자, 어쨌든 인간들이 이 죽음이라는 인간에게 가장 큰 슬픔과 고통을 주는 죽음이라는 것을 없애보려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아무리 똑똑한 의학자일지라도 과학자일지라도 뭐 유전학자일지라도 철학자들일지라도 아무리 똑똑한 석학들조차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은 고사하고 자신의 찾아오는 자신의 죽음을 피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놀라운 사실은 어떤 생명을 시작하게 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신께서 하나님께서 어, 죽음이 없을 거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유일한 존재이신 거죠. 예. 어, 제가 오늘 이거 러블레터를 녹음을 하기로 하고 내일 또 젊은 예배 때 그런 주제를 설교하기로 한 어떤 계기가 된 것은 이번 주간은 제가 죽음을 또 생각해 보게 된 주간이에요. 어, 각, 어, 일단은 우리 열혈 구독자이신, 열심히 댓글을 가장 남겨주고 계신, 예. 나중에 아주 밥 사드려야 돼요, 정말. <laughs> 댓글이 뭐라고 또이 힘을 제가 얻더라고요. 뭐 사람 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어, 이 밀크님께서 지금 댓글 최근에 담고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어떤 큰 사고를 당할 뻔했다고 신께서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지켜주신 것 같다고 뭐 저는 구체적인 상황을 잘 모르겠지만 저도 제가 처음 운전을 배워서 이제 고속도로 이제 수원에서 강남역 쪽으로 출퇴근을 경부를 타고 막 쌩쌩 달리면서 특히 제가 저녁에 직장인들 영어 가르치면 늦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굉장히 늦, 은 시간에 막 120, 130 막 밟으면서 강남역과 수원 사이 막 20 몇 분 만에 주파하고 피곤해서 집에 가서 쉬, 고 싶으니까 그랬던 때 좀 위험했던 순간들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막, 막 이상하게 운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저도 조심해야 되지만 당연 어떤 상황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고를 당해서 큰일 날 뻔했다 이런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또 우리 제가 교회에서 지도하고 있는 젊은이들 근데 고등학생들 자매가 있는데 이제 그 자매에게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셨던 고모님께서 이제 물론 몸이 아프셨다고 들었는데 예상하지 않았던 60세 그러니까 요즘 60세는 청춘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그 60세 그 고모님의 친어머니가 이제 또 제 다니는 교회 권사님이시고, 예. 근데 딸을 먼저 이제 병, 병환으로 보낸 거, 보내신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나 또 우리 고등학생 자매들 너무 아주 착하고, 예, 말도 잘 듣고, 말 잘 듣나? 이것 들으면. <laughs> 말 잘 듣지, 그 정도면. 근데 어쨌든 어 사실 그 친구들도 그 중에 언니가 이제 고3인데 그 친구하고는 제가 그, 그 장례 소식을 듣기 며칠 전에 참 그 교회에서 저희가 젊은 예배 끝나고 앉아가지고 몇 명이 막 얘기를 나누고 그 친구가 또 아르바이트 하는 그 회전 스시 아르바이트도 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예. 그 고등학생인데 예, 거기 또 우리 청년들이 가서 예, 그 친구를 좀 알, 바를 뛰는 그 친구에게 몰래 스시를 먹여주는 미션을 실행해 보려고 했는데 아내야 다를까 실패하고 그 친구가 뭐 생각보다 열심히 일하고 하여간 이렇게 좀 더 알게 되는 계기였는데 어, 그런 소식을 갑자기 받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고모랑 별로 뭐 친할까 싶었는데 이제 우리 좀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아, 고모가 근처에 사시면서 어머니 같은 역할을 했다. 그래서 아 그러면 나도 가서 좀 위로를 해주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어, 저녁형 인간임에도 일찍 그날은 일어나서 예, 그 이제 구로 어디였지? 구로 현대병원인가? 거기 장례식장에 가서 그 친구들을 이제 만나서 좀 얘기도 나누고 근데 참 그 이제 발인 예배라고 그러죠. 이제 관이 이제 장지로 이동하는 그래서 관이 이제 관을 친척들이 들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 권사님 또 우리 그 두 명의 친구들이 어 오열을 하더라고요. 예, 제가 저희 저를 길러준 친할머니가 그런 장례식이 생각나면서 아 정말 슬프겠다. 진짜 저도 진짜 좀 울 뻔했어요. 예. 같이 그냥 얘기하고 그럴 때는 어, 그 친구들도 많이 울었으니까 이제 저랑 웃으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일부러 막 슬픈 얘기를 안 하고 격려해 주려고 했는데 이제 막상 관이 보이고 이제 온구차라고 그러죠 그쪽으로 이제 어, 이동할 때는 이제 많이 울더라고요. 뭐 눈물이 당연히 나오겠죠. 예, 가족 같은 친척분이셨으면 눈물이 뭐 자기가 울지 않으려고 해서 안 나오진 않겠죠. 하여튼간 어, 하여간 그래서 제가 이번 주는 특별히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어, 하게 된 주간이었어요. 예. 어, 아프셔가지고 건강에 아프셨는데 좀 하여간 이게 뭐 갑작스러운 죽음이냐 갑작 갑작스럽지 않은 죽음이냐 뭐 그, 그거를 얘기하기 전에 죽음이란 것이 참 예,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어, 예상하지 못한 죽음을 제가 또 한번 생각해 볼 때 제가 굉장히 어린 시절에 서예학원을 다녔어요. 어머님이 참 뭐 피아노 학원, 서예학원 사교육을 많이 시키셨던 것 같아요. 저 소위 파라군에서 자랐는데 어, 사용을 다 했는데 굉장히 악필입니다. <laughs>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천재가 악필이라는 말을 위로를 받는데 천재도 아니고 이거는 바보는 아닌 것 같은데 천재는 확실히 아닌데 왜 악필일지. 예. 어 그때 어떤 친구가 있었어요. 상수란 친구가 있었는데 예, 박상수였던 것 같은데 뉴스에도 나오고 친구가 눈썹이 굉장히 짙고 조금 다혈질적인 친구인데 그 반포에서 제가 자랐는데 그 신반포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아파트 몇 단지 뭐 이런 게 있죠. 거기 그 동네에 그런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동네가 아니었는데 하여간 강도가 들었는데 이 친구가 저항을 하다가 흉기에 찔려서 초등학교 고학년인가 중학교인가 그랬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죽은 거예요. 예. 어, 그래서 TV에 나오더라고요, 그 뉴스가. 그리고 이제 서약원에서 만났던 친구인데, 서약원에서 이제 당연히 올 수 없, 나타나지 못했죠. 죽었으니까. 예. 하여간 그때 또 그런 생각도 나면서, 죽음이란 게 과연 참 뭘까. 어,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다른 유튜브 채널들을 보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제 나이 또래의 직장인들이 살아가는 모습, 또 이제 빨리 은퇴들을 하시니까 예. 어, 저도 일종의 자영업자인데 하여튼간 이제 빨리 은퇴하시면 자영업 하는 게 좀 뻔하잖아요. 예, 그런 자영업자들이 정말 죽지 못해 한다 이러면서 막 엄청나게 고생하는 그런 채널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그 지금 40대, 50대 뭐 그 이상의 분들 말할 것도 없고 예. 물론 30, 30대 자영업자들도 계실 텐데 어, 자영업자들 얘기하지 않, 더라도 직장인들도 아마 직장 생활이 나는 너무 쉽다 이런 분들 만나보지 못했고요. 다들 스트레스가 인간관계나 업무 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으실 거고 한숨 지을 때 많으실 거고 고통스러울 때도 많을 거고 스트레스 너무나 많겠죠. 예. 그래서 요즘에 뭐 소확행이니 소확행이란 말을 제 친구가 모르던데 어제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맞죠? 예. 이런 거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대인 거예요. 큰 행복은 너무나 멀리 보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작지만 확실한 행복 뭐 비싼 커피 한잔뭐 때로 예, 뭐 그런 거 참 씁쓸하죠. 예. 음, 죽음의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런 마음은 아예 갖고 있지 않다고 봐야겠죠. 차라리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느라고 우리가 눈물 짓고 고통을 이겨내기에 정신이 없는 거잖아요. 다들 학생들이면 학생대로 예. 이런 우리들에게 신께서 오늘 대박 뉴스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오늘 영어 성경 내용에 따르면 과거의 것들, 과거의 인간이 익숙한 것들, 죽음, 눈물, 한숨, 한숨 영어로 sigh죠, sigh, s-i-g-h, sigh, no more s i g h 예요 예, 고통, pain 언젠가는 영원히 사라질 거다. 대박이에요. 예. 우리가 너무도 원치 않지만 예, 정말 we are too used to them. too used to them이 여러분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고통이나 한숨이나 뭐 그런 거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영원히 사라질 수 있다고 한, 합니다 여러분 대박입니다 The news is too good to be true 사실에게는 너무나 사실 좋은 소식이에요 어, 이 러블레터 채널을 하는 여러분 이유예요. 이런 굿뉴스를 여러분과 함께 쉐어하기 위해서 예. 이것을 우리에게 어, 영원히 이런 고통스러운 것을 어떤 take away, 빼어, take away from them, take away from us 예. 그런 것을 우리한테 가져가 버리기 위해서 신의 아들이 우리 대신 억울하게 죽으신 거고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이제 영어 성경 문장을 외울 텐데요. 외우면서 음,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이런 영어 성경 문장들이 저한테는 무슨 주사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예. 신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합니다. 예. 우리를 우리를 영원히 손에 물 안 묻히고 행복하게 할 영혼의 어떤 영원한 연인, 우리의 배우자, 또 우리 영원한 아버지는 사실 신이신 거예요. 예. 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고생 안 시킬게 하지만 죽도록 고생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laughs>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노력해야죠 그래도 예. 어, 떤 신의 그 든든한 사랑이 영원히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저도 요즘에 개인적으로 힘든 일들이 있는데 사실 이 사실을 또 이걸 녹음하면서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외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음, 남자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He will wipe all tears from their eyes, and there will be no more death, suffering, crying, or pain. He will wipe all tears from their eyes, and there will be no more death, suffering, crying, or pain. He will wipe all tears from their eyes, and there will be no more death, suffering, crying, or pain. He will wipe all tears from their eyes, and there will be no more death, suffering, crying, or pain. He will wipe all tears from their eyes, and there will be no more death, suffering, crying, or pain. He will wipe all tears from their eyes, and there will be no more death, suffering, crying, or pain. He will wipe all tears from their eyes, and there will be no more death, suffering, crying, or pain. He will wipe all tears from their eyes, and there will be no more death, suffering, crying, or pain. He will wipe all tears from their eyes, and there will be no more death, suffering, crying, or pain. He will wipe all tears from their eyes, and there will be no more death, suffering, crying, or pain. 다섯 번 했나요? 자, 여자 거. 여자 목소리로. He will wipe all tears from their eyes, and there will be no more death, suffering, crying, or pain. He will wipe all tears from their eyes, and there will be no more death, suffering, crying, or pain. 자, 쉼표 했을 때는 조금씩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death, suffering, crying, or pain. pain에서 내려야 되고요. period, 마침표니까요. He will wipe all tears from their eyes, and there will be no more death, suffering, crying, or pain. He will wipe all tears from their eyes, eyes, and there will be no more death, suffering, crying, or pain. He will wipe all tears from their eyes, and there will be no more death, suffering, crying, or pain. He will wipe all tears from their eyes, and there will be no more death, suffering, crying, or pain. He will wipe all tears from their eyes, and there will be no more death, suffering, crying, or pain. He will wipe all tears from their eyes, and there will be no more death, suffering, crying, or pain. 마지막. He will wipe all tears from their eyes, and there will be no more death, suffering, crying, or pain. He will wipe all tears from their eyes, and there will be no more death, suffering, crying, or pain.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let's keep that in mind. 마음에 간직합시다. 예, keep that in mind.